2021년 2월 18일 스타트 고 공포방송 넘버번 지금은 또 마시대 가자 신속히 이동하라우 파로파로미 여기는 노숙자가 있는 곳인데 방금 전에 본온 흔적은 없어요 어. 어, 무슨 고양이 소리 같은 거 들리는데? 아닌가? 내가 잘못 들었나? 누구세요? 누구 있어요? 이 안에 뭐가 있었는 어 잠깐만요 잠깐만요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요 왕자님 잠깐만요 잠깐만요 오 밑에 뭐야 씨발 깜짝이야 밑에 뭐야 와? 어? 밑에 뭐 여기요. 저, 대답 좀 해보시죠. 경찰 아닙니다. 그 방송하는 사람이에요. 어, 겁먹지 마세요. 저 그냥 방송하는 사람입니다.

아이씨 잠깐 나와봐요 어, 나와봐 아 나와봐 우리 얘기합시다 아나 신고 안해 어 누구요 자 하지마 아, 주인이 아니라 우리 얘기를 합시다 얘기로 그거 아니라 그 방송 자 여기 계시지 맙시다 얼굴 잠깐만요 어디 계시오 잠깐만 아, 수시 아저씨 혹시 제가 뭐 도움이 될 만한 게 있을까요? 예? 혹시 몸 불편하세요? 어, 어디, 어디 가라오 아, 선이 불편하시다고? 혹시 한국분 맞으시죠? 예. 제가 좀 가까이 가도 될까요? 그 때리고 그러지 마시죠. 예. 혹시 어메 나면 다 어그럽구만이라 제가 예. 예, 어, 어, 어, 안 나가게 할게라 예. 하시게라 하시왜 갑자기 때, 그리 때려부시지 사람을 아 경찰 아니어라 경찰 아니어라 예 아, 손이 좀 불편하신 것 같구나. 아 혹시 어디 따로 뭐 이렇게 뭐 좀 불편하신 데 있으세요? 혹시 다치신 거예요? 아니면 손이 원래 좀 불편하신 겁니까 원래? 아 옛날에. 아, 아 혹시 감기 걸리셨어요? 네. 아 감기 걸리셨구나. 그 여기도 엄청 추, 추우실 건데 추워서 여기 들어와 있는 거예요 여기 왜, 왜 왔어요? 아그 저기 그 방송하는 사람인데 들어오세요 들어오세요 아, 아 예. 신발 신, 아, 신발. 그럼 어, 식사는 식사 식사를 하셨어요? 아, 방금 라면 그 잠시만 여기 계세요 잠시만 여기 잠깐만 계세요 뭐야 이거 아이씨 이러면 저기 뭐, 뭐,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아씨 어디 계세요 귀신이씨 뭐야 아니데 야 아까 아저씨 그림자 있든 얘들아 아저씨 그림자 있었어? 뭐야? 여기 3층인데? 와 진짜 귀신한테 솔린 것 같아 진짜 자 여기요 아저씨 아, 안경 있잖아 안경 일단은 저는 안경이 있으니까 오실 거라고 믿어요 저는 아니면 이 안에 계시든 밖에 나가 어디 계시든 간에 안경이 있으면 눈이 안 좋으신 분인데 안경을 놓고 왔다는 건 오실 수도 있다라는 거죠 예 그러면 일단은 이 돈이랑 그냥 놓고 갈게요 저 나가면 이제 그 봐서 들어오시든가 하겠지 구독, 좋아요, 알람 설정 부탁드려요. 어.